嗯。 嗯。 Oh. 어 뭐야 이렇게 서 만든 거예요? 아니? 동아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? 뭐라고? 응? 아, 다운받았길래 무슨 동아리에서 맞아 맞아 아니 동아리에서 만 그거 난 그, 몰라 아 렌즈 어떻게 빼지? 아이고 Yes. Mm-hmm. 누르면 빠지지 않아? 손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<laughs> 이거 뭐지? 거울을 올려다 봅니다. 제가 위를 엄지와 검지로 렌즈 아래쪽 가볍게 보게 됩는다 가능해? 我他看个都。 Mm-hmm. 씨. 아. 이거 못, 못 빼면 어떡하지? 개 무서워. 끼는 것도 무서운데 빼는 게더 무섭다. 아, 내일도 뛰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떡 끼지 말까, 내일. 점프를 못했다. 땡이니니. 생각나는 아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됐었네 완전 나를 보러 온니 Okay 아, 셀로 만드는 거야. 아, 비겠다. 아. 저옆는 뭐지? 내 손으로 내 눈에 손을 대라고. 이게 망한지. Mm-hmm. 아무것도 없네? 15초 내로 깼는데 오 뺐다! 어 일단 조작감은 전부 괜찮고 보여주는 거예요? 음. 이거 색깔 바꿀 때 1번이랑 2번 말고 키를 하나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슈퍼트를 누르면은 한 번씩 바뀌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게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.